모든 나선 길위야 앞만 보고 나가 않아 손을 뻗고 흰 구름을 지어 한가닥을 닦고서넌 다시 한 번 나와 함께 일어 나비 oh yeah. 서로 부대끼면서 여기까지 우린 굳이 안